네, 안녕하세요.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, 오연서입니다. 제가 My 10 페이브릿츠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. 지금부터 제가 좋아하는 10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! <laughs>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은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짜잔 네, 이것입니다 저는 좀 귀걸이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볼드한 악세사리보다는 조그만한 악세사리들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작은 악세사리들은 좀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또 이 함은 제가 빈티지로 구입한 거거든요 네, 여행 다닐 때나 이런 이렇게 꼭 다 가지고 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진주로 된 귀걸이 많이 하고 있고요. 뭐 이런 것도 되게 귀엽더라고요. 이 square 모양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청바지 입고 이럴 때도 굉장히 예쁘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으로는 귀걸이로 골라봤습니다. 어,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이거죠. 네, 저희 분신가투 같은 핸드폰이요 <laughs> 저는 약간 핸드폰이 없으면 사실 너무 힘들어요 핸드폰으로 웹툰 보고 게임하고 뭐 쇼핑하고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핸드폰은 저와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요 집에서도 가장 함께하는 시간이 긴 것 같아요 네, 제 핸드폰이에요 <laughs> 저희 엄마 아빠가 찍어주실 때는 늘 이렇게 <laughs> 좀 민망할 때 하시면 생각보다 귀엽게 나와요 민망하다, 포즈할 게 없다, 부인은 너무 식상하다 이럴 때 약간 이렇게 <laughs> 해주시면 귀여운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 포즈 뭐 이런 거? 꽃받침 포즈? 네, 뭐 이런 거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평상시 이렇게 멋있는 포즈 할 일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귀여운 포즈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, 저 간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촬영장에 있으면 많은 스텝 친구들 동생들이 이렇게 간식이 없는 여배우의 차는 처음 본다 뭐 스텝 동생들 뭐 먹고 싶을 때 사다 주긴 하는데 저는 별로 간식을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간식은 없고 뭐 간간히 먹는 거는 뭐 양갱? 만주? 이런 거 좀 좋아하기는 해요 어, 그래서 제가 파우치를 가져와 봤는데 아, 네, 요즘 제가 좀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데 그게 이 색깔이에요 이 브라운 색깔인데 이게 발랐을 때 색깔이 되게 예쁘더라고요. 제가 메이크업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셀프로 메이크업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이것도 빈티지한 이런 색감이에요. 제가 메이크업할 때 이런 색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죽은 색깔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런 색깔로 좀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요즘에 유행이라고 해서 총알 브러쉬를 <laughs> 샀는데 어, 이게 아주 물건이더라고요 네, 뭐 립을 바를 때도 되게 좋고 모공 커버하고 이럴 때도 되게 좋아서 미니 버전도 나왔길래 구입할 예정입니다 네, 저랑 상관없는 제품이에요 <laughs>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콤브리 행동이요? 건물 가만! <laughs> 건물이! 원래 집에만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제가 촬영장에 데려왔어요. 몇 가지 좀 재롱을 보여드릴게요. 얼마 옳지 아, 앉았어? 벌써 앉았어? 건물이! 앉아! 앉아있죠? 이미? 꼬물이! <laughs> 손! 꼬물이 손! 옳지! 손! 옳지! 꾸꾸꾸꾸꾸! 콧물이 코코코코코 코코코코 코코코코코 우리 피 구물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, 이 하이파이브 구물이 두 손으로 해야지 구물이 하이파이브 알았어 알았습니다 예, 이제 환경에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되게 잘하는데 그리고 콧물이는 약간 존재 자체만으로도 근데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우리 콧물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뽀뽀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저 네, 콧물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<laughs> 귀엽죠? <laughs> 넷플릭스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고 최근에 먼 훗날 우리라는 중국 영화를 봤는데 좀 많이 울었어요 보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영화예요 혹시 아직까지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영화를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인스타그램 앱이랑요 거의 쇼핑을 29cm라는 앱에서 하거든요 VVIP도 하고 그두 가지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사실 제 계정도 있지만 또 옷 보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 보고 또 이런 계정이 따로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약간 눈팅? <laughs>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어,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뭐 책 읽는 건데 네, 다 제가 책을 읽는다고 하면 어 정말? 이렇게 <laughs> 얘기하는데 아, 최근에 어디 인테리어 보러 갔다가 산 책인데 차에 대해서 적혀있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차를 또 좋아해요 집에서 차 내려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언제 한번 또 시간이 되면 이렇게 다도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뭐 호지차 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넓은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차는 아직까지 저한테 너무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도전해보고 있고 한 번쯤은 꼭 가서 이렇게 맛있는 차를 내는 버, 방법을 좀 배워보고 싶어요. 아, 올해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요? 어, 있죠. 네, 올해 가장 기대되는 작품은 네, 이 구역에 미친 엑스라고 제가 나오는 작품입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,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네, 지금까지 오연서의 마이 텐 페이브릿이었습니다. 드라마 이 구역에 미친 엑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마리클레르 4월 로드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. 안녕